아, 한번 달려볼까? 이야. 카드가 없습니다. 봐봐, 나 돈 없대잖아. 카드 없다고. 아파. <laughs> 자, 달려봅시다. 1.4 하고. 오! 야, 너 무료한 거 아니야? 이게 진짜 2.0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정말 파워풀한 엔진이거든. 아, 썬루프야? 어, 썬루프 열어봐. 열고 달려야지 그렇지 어, 전방시야도 좋은 것 같아 전방시야가 운전하기 편하게 그리고 핸들링 저속으로 달릴 때 핸들이 너무 부드러워서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 주차를 할 때 핸들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운전할 때 전혀 힘들지가 않아 고속으로 운전할 때는 가벼운 게 더 위험하지 않나? 아, 고속으로 달릴 때는 이 차의 핸들이 점점 점점 무거워지면서 핸들을 남자인 나도 한 손으로 돌리기도 힘들 정도로 안정감을 줘 그게 REPS 시스템이죠 REPS 그래서 핸들이 아까 가볍다 그랬는데 정말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이 핸들이 무거워져서 정말 이런 주행감, 주행감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안정적인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이 핸들링, 이 가속감 정말 남자다운 차면서 여자를 배려하는 그게 바로 크루즈죠 기존 크루즈보다 차체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다네 가벼워져서 성능은 좋아지고 연비도 좋아지고 되게 이 콘솔 이중면이 되게 좀 통일성 이 있으면서 좀 넓어 보이는 느 음, 넓은, 넓은 느낌 dual cockpit 시스템이라 그래서 라디오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모양인데 이그 코피시 그 비행기 조정석이잖아 그래서 차가 이렇게 운전자를 감싸주는 듯한 모양으로 안정감을 보여주지 되게 전체적으로 안락하면서도 쾌적하고 어, 공간이 넓은 그리고 차에 있는 제일 뭐랄까 편안한 시스템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길이 많이 막히고 하다 보니까 이 자동차 lane에서 내 차를 갖다가 중심을 잡아주는 Lane Keep Assist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가 자동으로 핸들을 인식해서 그래서 핸들을 감아주고 풀어주고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지 많아서인지 어막 되게 그래픽도 되게 비주얼하게 잘 꾸며져 있는 것 같고 정말 직관적인 인포테인먼트라 그러지 이런 라디오를 이제 앱으로 사람들이 오면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휴대폰을 연결하면 아이플 카플레이라 그래서 아이폰을 가진 소비자들은 거기서 문자를 읽어주고 문자를 말로 보낼 수 있고 모든 거를 다 음성 인식 시스템으로 다 작동을 할 수가 있지 되게 타보면은 되게 진동, 소음이 되게 조용해 조용하지 이 소음은 엔진 소음 뭐랄까 엔진이 정말 힘이 좋아서 나는 소리지 소음이 아니지 그 엔진의 뭔가 심장이 뛰는 것 같은 그런 박동 소리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지 이 피는 뭐야? 불이 들어와 있는 피는 주차 보조 시스템 그래서 주차를 할 때 전방이나 후방에 누군가의 물체가 있을 때 어떤 차, 타 차량이나 사람이 있을 때 신호음으로 경고음으로 그걸 알려주는 거고 그 옆에 있는 핀는그 옆에 있는 거는 주차 보조 시스템 그래서 주차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평형 파킹, 평형 주차라고 하는데 평형 주차를 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이거는 버튼을 누르면 그 이 차가 자동으로 센서로 감지를 해서 그 공간, 거리를 체크를 한 다음에 얼마만큼의 핸들을 감아서 핸들을 자기가 자동으로 감아서 나는 엑셀하고 브레이크만 밟으면 돼 자동으로? 자동으로 여자들은 평행 주차가 너무 힘드니까 여자들한테 꼭 필요한 기능이야 그 로봇버스 보면 안쪽이 되게 안 기울어져 있고 음. 평행, 평행하게 지금 놓여져 있어 음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넣거나 뺄 때 오히려 더 안 쏟아질 것 같고 그렇지 밑으로 깊으니까 오히려 더 덜 쏟아지게끔 브라운 쿠톤이 시트색이랑 되게 전체적으로 통일 통일성 있으면서도 되게 좀 편안한 느낌? 따뜻하면서도 한번 그럼 달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제로백을 한번 볼까? 준비 출발 얼마나 걸렸지? 안 재는데 아, 한번 재볼까? 자 준비 출발 출발 8.87초 이상하네 김진표가 0.7초 되는데 내가 안 좋아서 그래 살이 너무 쪘나 보네 발목까지 다친 거야. 어. 어, 뭐, 순간 가속도 이 정도면 뭐. 음, 쫙쫙 나가지, 그냥. 근데 되게 가속도가 되게 좋은 거 같아. 음, 음, 음. 엄청나다. 남자는 힘. 남자는 힘. 남자는 힘.